해드리시죠. <laughs> 박혔네.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아, 진짜예요. 근데. 아, 얘기를 안 해줘. 네. 예.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예, 일단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덕분에 큰 웃음 가졌습니다. 예. 예린이 끊으셨나요? 네, 예린 씨? 예린 씨? 네. 네, 온, 네. 콘서트 보러 오세요? 아니요, 콘서트는 제가 예매를 못했어요. 아, 아, 그래요. 또 학생이고 하니까 네. 일찍 주무셔야 그렇죠. 되니까. 맞아요.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사실은 팬이 된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네. 아, 네. 그건 아, 중요치 그 않아요. 팬이 중요한 거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넌 내 거잖아. 아, 네. <laughs> 내 거인데 알겠 예린 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통화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예. 공부 열심히 했고 오빠처럼 훌륭한 사람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이 우리 또 만나요. 야. 예, 이렇게 아, 해서 네. 두 번째 팬분까지 만나봤는데 예. 중요한 네. 사실은 어, 이라는 거. <laughs> 한 분 더 계신다는 거. 네. 네. 아 예린 씨가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아, 귀여우시죠? 세기로 와서. <laughs> 저희가 뭐라고 하든 꼭하시 <laughs> 말씀. 일단 말만부터 예, 고 예. 꿋꿋하게. 내 말이 먼저다. 그쵸. 예. 세 번째 팬분.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팬분과 연락을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는 정말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아 네, 들려요. 예, 질문 주세요. 그총세분 중에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네, 여보세요? 오, 칼, 오, 네, 칼. 네, 안녕하세요. 칼음각이다. 아, 이런 격한방 좋아.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성종 씨예요? 네, 성종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우리 자기 소개 좀 네. 죄송합니다. 저기 잠깐만. 저보다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네. 네. 저, 호흡 한번 강하다 들으시고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피트 멤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어, 경기도 파주시에 살고 있고 아, 나이는 성규 씨보다 한 살 많은 누나예요. 아, 네. 어, 누나, <laughs> 네, 이름은 음. 양정민이고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정민 누나. 어, 네. <laughs> 아, 네. 네. 정민 아, 누나. 아, 뭐 궁금하신 네네. 거나 멤버들한테 하실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일단 제가 오늘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요. 네네. 무대도 너무 예쁘고, 진짜 콘서트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진짜 콘서트를 7일을 다 가거든요. 오, 대단하세요. yes, yes. 7일 전에. 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일요일 날 팬사인회 때 동호 씨한테 티켓 7장을 보여드리면서 부채를 붙여줬더니 회 가니까 맨날 맨날 보면서 모든 무대 같이 즐겼으면 좋겠고요. 어 예, 그리고 멤버들한테 궁금한 점이랑 하고 싶은 말한 아, 명씩 좀 할게요. 일단 동호 씨 트위터 다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팬들이 너무 바랬는데 예. 트위터 다시 만들어줘서 진짜 고맙고요. 아이디에 인스피리 들어간 거 보고 아, 진짜 저 예. 되게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아 네 보니까 예, 우리 인스피 멤버들이 좀 고생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마디라도 좀 덜 하고 네, 그 한마디로 또 이제 180도 바뀔 수 있는 게 이제 말, 말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간다고.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그렇죠. 예. 네. 네, 트위터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사전 녹화가 좀 지연이 많이 돼가지고 네. 새벽이었는데 네. 그때 인피니트 멤버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팬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사실 스타를 좋아하는 게 좀 일방적인 거라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네. 인피니트 멤버들 항상 팬들을 먼저 생각을 해줘서 항상 아. 인스피리이라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 네. 인피니트 멤버들 다 너무 진짜 고마워요. 아, 그렇죠. 고생하려고 태어났는데요. 예.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 이방통이 어디 어요 어, 네. 그리고 어, 명수 씨 네. 계세요? <laughs> 네. 잠시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명수 씨. <laughs> 네 김명수입니다. <laughs> 네. 김엘입니다. 명수 씨도 연기하고 계시는데 네네. 그 멤버들도 연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이스쿨 러브온에서 황성열이랑 신우현 배역이 들어온다면 두 개 중에 서 탐나는 배역이 어떤 거예요? 어, 물론 두개 나오고 싶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저는 황성열 역할을 하고 싶은데요. 어, 예. 어 왜요? 어 성열이가해서 <laughs> 네. 아 네. <laughs> 아, 네.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누나. 제가 아까 괜한 말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 예. 진짜. 아, 그 시딘가요? 아, 죄송해요, 예. 진짜. 네, 미안해요. 네. 아니, 아니요. 성렬 씨, 예. 예, 아, 성를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예, 어, 예, 예, 예. 주름이 예. 예. 아버지. 아, 예, 네. 네, 요새 연기자로서 진지한 모습 진짜 너무 멋있고요. 요즘 미모도 물이 올라서 예. 진짜 잘 보고 있고요. 예. 그 성현 씨 정글 다녀오셨잖아요. 예, 1년 전에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예. 혹시 멤버들 중에 얘는 좀 정글에 갔으면 좋겠다 추천해주고 싶은 m e 가 있나요? 성규 씨요. 아 왜요? 그냥 가서 고생 좀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정말 힘들어요. 아, 네 마지막으로 리더 성규 씨한테 질문 네. 좀 할게요. 네네네네네. 네, 네, 네, 성규님, 리더님. 예 하시죠. 예. 예, 리더님 우선. 네네. 그 제가 알기로 월드투어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이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거랑 같이 해서 하반기에 좀 개인 활동 계획 간략하게 아. 좀 리더로서 대표 부탁드릴게요. <laughs> 인터뷰하는 아, 거. 아, 저에게 굉장히 기자님처럼 어, <laughs> 일적인 질문을 하시셨는데요. 네, 일단 네, 사랑해요. 네, 네. 추후에 예, 공지를 해드릴 정확한 계획은요. 네. 어, 저희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난 후에 공지를 할 <laughs> 예정이고요. 어, 아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해 안에 예. 어, 아. 아마 영화는 개봉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네, 네. 네. 다른 거는 네. 네. 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네. 호야 씨. 네네. 네. 예, 예. 네, 호야 씨. 네, 네, 예, 예. 호야 씨. <laughs> 불러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당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무대에서 퍼포먼스 멋있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팬들이 네. 진짜 보고 싶은 거는 무대에서 건강한 모습을 어. 제일 보고 싶어 할것 같아요. 아, 안 그래도 무대에서 건강 음료를 좀 마시려고요. 네. 호영 씨도 그렇고 인피니트 멤버들 모두가 네. 이번 콘서트가 네. 멤버들한테도 굉장히 즐거운 여름 휴가 같은 공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요? 호영 씨 비롯해서 모든 멤버들이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어. 끝까지 예. 공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을 왜, 왜 이렇게 잘하세요? <laughs> 기자님이시죠? 아, 진짜. 기자님이시죠? 하하하, 예. 아니요, 일개 대학원생이고요. 아, 네. <laughs> 멋있다. 네, 흔한 누나 팬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흔한 누나 팬. 콘서트장에서 뵐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우리 인피니트 멤버들 언제나 누나 팬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고 콘서트 때 매일매일 만납시다. 다들 예. 건강해요. 네, 정민 누나 감사해요. 아,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예, 표 고맙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예, 일곱 장인 거 네. 확인했어요. 예. 내찾아야 네, 어. 아, 너네들도요. 네, 아, 네, <laughs> 너네들도요. 어, 예, 너나 먹으세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네. 통화하는데 네, 끝이 아, 났습니다. 일단 네.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 세 분과 함께 예.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와 진짜 신기하다. 저희가 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네. 다섯 분을 뽑아서 예. 음, 어, 많이 뽑았네요. 저희 오늘. 인피니트 네. 멤버의 예. 폴라로이드 사진을 아 보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 당첨자는요. 네. 내일 이 시간에 공개되겠습니다. 야, 네. 아. 애타게 되겠다. 애탄다. 애탄다. 어, 일단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사연도 소개시켜드리고 네. 또 전화 연결도 해보고 저희 콘서트장 리허설 장면도 보여드렸는데요.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네, 너무너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야. 저희가 어쿠스틱 라이브를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야, 드디어 wow. 왔다. wow. 네. 어, 일단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맨 인 러브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살짝. 어, 일단 콘서트장에 오시면 더욱더 많은 <laughs> 예. 멋진 무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맛보기 네 매일 러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갑시다 음. 아 네. Let's go 갑시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yeah. 어? 오! 사랑 눈에 빛날 거리고 세상 멜로디나만은 모두 내 얘기하고 저했던 모습 내며 외모에 신경 쓰고 커피에 쓴 맛을 알아가 시간은 참 빠르게 가 마음만 주급해져가고 내 곁에 너를 상상 혼자만의 영화를 찍어 남자가 사랑한데 혹한 사람 눈물이 천천히 떨어지는 내 고개 너만을 바라본 지 I'm on my way 미친 듯 달려온 내 고백 남자가 사랑할 땐 하나를 위해 열을 잃어도 후회는 끝나지 않게 오늘이 끝인 것처럼 줘 All I have 어린처럼열심히 웃음이 나고 남들과 다른 나라고 대화를 하지 남자가 사랑할 땐꼭 항상 그때 머물면서 늘 해주고 싶은 책속 글자가 충천 네 이름으로 영화 속 배와 하늘 속 닮아져 네 모습으로 보여 매일 널 기려 네가 내 품으로 와야만 믿어야 널 위한 안식처 절대 안 식어 남자가 사랑할 땐 모든 걸 다 주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매닐러브를 새로운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요. <laughs> 예. 네네. 쑥스럽네요. 아, 네. 기 네. 있어요? 아, 좀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내일은 좋았습니다. 네, 내일은 더 많은 곡들. 네. 딱 멋지게 이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laughs> 막, 막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노래를 하면서 네. 얘기를 해야 되 굉장히 웃으면서 하다가 갑자기 예. 어, 어찌됐든 저희 이번 콘서트에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린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무대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공연 많이 많이 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시작이고요. 그죠? 어, 이런 7일 스타일 동안 이런 스타일 곡 되게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예. 네. 어, 멋있어. 일단 오늘 함께 해주신 예. 네이버 가족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이버. 또 저희 인피니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전화 연결해주신 분들 예린 씨, 정민 씨 정민 누나 아니고요? 아 정민 누나 네. 그리고 처음에 연결됐던 이 구역의 정현 예, 정현 씨. 야, 너무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일단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쉽다 네. 호야 씨부터 인사를 예, 할까요?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후.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인 네이버. <laughs> 검색어 네. 네이버죠? 네, 검색어 네. 네이버. 제가 매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10번 정도 하는데 어, 그런 네이버에서 이렇게 저희 콘서트 리허설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요. <laughs>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아마 제가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싶고요. 앞으로 더 분발해서 어, 갑자기 그 세수하기 전에 촬영을 하시더라도 언제나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멋진 녀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와, 네, 소아 씨 소감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네이버 페스트를 통해 그 팬분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저희의 매닐럽이라는 곡으로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 너무나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콘서트를 이렇게 7일 동안 길게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로 모두 반가웠고요. 내일 있을 콘서트부터 여러분들 모두 만나요. 안녕.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외국인 멤버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예. 네. 어, 일단 오늘 이렇게 리허설 현장 저희 공연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게 사실 잘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 다 팬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콘서트에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공연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 어,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네, 너무나 즐거웠고요. 네, 네이버 스타캐스트를 시청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 어, 많이 참여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저희 콘서트, 네, 스타캐스트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어, 이제 콘서트가 시작되는데 내일이면, 어, 저희 오셔서 저희 함께 즐거운 시간 어, 보내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예. Yeah. 아, 우리 인스피릿 멤버들, 예. 보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예. 저희 또우리 인피니트 멤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와가지고 또 함께 즐기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정민 누나 아까 저, 통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팬사인회에서 봤어요 이미 일곱 장을 와 정말 어떻게 구하셨는지 정말 능력자고 우리 인스피릿 예, 아가들이 좀 능력자인 걸 한번 다시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전화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듣기에 오늘 전화 연결해가지고 고민 듣고 얘기하는 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되면은 제가 한번 전화 연결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팬카페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내일 콘서트에서 봬요. 빠이빠이. 네, 내일부터 이제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새로운 모습들 많이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내일 봬요. 안녕. 안녕. 네, 아, 오늘 네이버 스타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예. 생중계 됐던 저희 인피니트 공연장 예. 참여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여름 휴가를 저희 인피니트의 그 여름 콘서트장으로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안녕. 검색은 네이버. 감사합니다. 보러 오세요. I l o 네이버. 좋아, 좋아, 좋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날개를 달아봐.